당신 누구야? 우와! 아! 2019년 8월 31일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 맛있대 가자 신속 기동하라 팔로 팔로미 계십니까? 누구세요? 할매. 할, 매 계세요? 누구야 너? 너 누구야? 너 누구냐? 너 누구야? 깜짝이야 씨. 아유 씨 깜짝이야 씨. 어 씨발 깜짝이야. 아이씨 아, 전라 누구야 당신? 당신 누구야? 당신 누구야? 우와! 어? 음. 음. 아. 아, 아. 너 <laughs> 재밌어? 재밌어? 내가 번대를 보여줄게 나 뭐, 뭘 거드렸어 이걸 태워버리겠어 내가 아 다리 아, 어, 어, 어, 어. 현우여 부탁받고 왔습니다. 저 부탁받고 왔어요. 저한테 얘기하세요. 저한테 말씀하시면 됩니다.

아 여러분들 아, 어 모르겠습니다 예,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하고 어 저는 제가 잠깐 정신을 놓은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정신을 놨고 어떤그 할머니가 저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한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거기 거기에서 저의 위험을 알리고 저한테 어떻게 도움을 주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지금 전혀 생판 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왜 생판 남이 왜 손주 손녀를 아무런 그런 게 없는데 저는 혹시 가족분들 중에 돌아가신 할아버지 뭐그 이전으로 갔을 때도 뭔가 얽혀 있는 뭔가 좀 안 좋게 돌아가신 분이라든지 혹은 좀 뭔가 그런 게 있지 않나 뭐 조심스럽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. 오늘 제보자분께서 사연 여러분들이 들으신 분들도 있고 안 들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. 하지만 제보자분이 사연 해준 거하고 뭔가 지금 맞아 떨어져 가고 있어요 지금. 구독! 좋아요!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. 어.